이 네, 여러분들이 공통 뭐 과제를 수행을 하실 건데 뭐거 홍키 콘서트 같은 이거를 만드실 거예요 파트별로 나눠서 근데 뭐 들단사 갑자기 만들면은 여러분들이 많이 힘드실 테니까 그 파트별로 공정 과정을 미리 체험하는 시간을 가실 겁니다 짜맞춤의 종류입니다 아주 베이직한 제일 처음 짜맞춤 내가 짜맞춤을 공부한다 했을 때 제일 처음으로 만나는 게 바로 사계짜입니다 저희는 안전을 생각해서 제일 처음에 미연 머신을 이렇게 개발을 해냈습니다. 1조가 사방틀, 2조가 어, 서랍장 3조가 아까 밴드 속, 4조가 목선반 네. Bravo.